저는 닉스를 되게 잘 쓰는데요. 닉스는 색깔도 너무 다양하고 이거는 브라운 색깔인데 이것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리퀴드인데 지속력이 엄청 좋고 발색력도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엄청 진하게 발려요.